buildings and the transformation from the the way they picture it makes it sound like it's over time the city is building up level, level, level. mother. 나 올라와서 산에서 또 찍어 지금 복잡했는데 한 번에 찾아왔니 아랫길 밑길 막 나가서 복잡해 계단 못 많이 올어 말도 안 하고 그쪽 방향 이상한 방향으로 씩씩 가고 있다 나 거기 지하철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카톡 보낼 때까지 응? 돌아보고 가고 있었잖아 그럼 밑으로 들어오면 너 계단으로 올라갔냐?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안 좋았는데 멋진 뭐 풍경을 보고 기분이 다시 좋아졌네요. 기분이 왜 안 좋았어요? 제가 하도 덤벙거려서 돈이 안 좋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랑 결혼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마음을 비워요 뭔가 결제 같은 걸 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렸다가 하도록 해 앞으로는 진짜예요? 5 시까지 不要激动。